무거워요 형, 형 오면 밥 안 먹어요 나 이제 곧 촬영이니까 아. 아... 너 누구야? 저는 아직 촬영 안 했어요 저희는 촬영 안 한 두 명입니다 아... 아, 아직 밀립 안 했지? 네, 안 했어요. 그난 빨리 밥 먹으러 가, 부럽다, 야. 아니, 근데 우리 단체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. 아, 아. 해, 해. 다행이다. 밥은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. 어, 화포하는 거예요, 지금? 아유, 아하. 아, 아, 화포하려고 하나요? 아, 화포하려고 아니, 아니, 아 내가? 내가 언제? 아. <laughs> <laughs> 겁나 웃겨. 안돼 있는데? 아, 어 장난인데. 지금 열정 가득하게 노래고 나. 형, 아 잤나봐요. 왜 이렇게 피곤해요? 잤어요. 얼만큼? 5분이요. 5분? 네. 5분은 많이 잤네. 그쵸. 사람은 하루에 3분만 자면 돼요. 5분에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. 저는 갑분싸. <laughs> 왜 이렇게 힘들어요, 세빈 씨? 저요? 23살이라서. 그쵸. 23살이면 이제 힘들 때죠. 저 25살 돼서 이제 첫 뮤비를 찍었는데 예. 다리가 아파요. 다리가 아프다고?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. 어떡하죠? 벌써 이러면 어떡하지? 괜찮아요? 어? 저 그래도 미국 나이로 21살이에요. 어, 축하해요. 짠, 새벽 감성 셀프캠. 새벽? 새벽? 네. 지금 새벽 2시 거 몰랐어요? 네. <laughs>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 거의 막바지잖아요. 네. 오늘 잘 한 것 같아요? 어.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? 저는 웃는 거요. 웃는 거? 네. 웃는 거 원래 제일 잘하시면서. 아, 왜냐면 저는 이 곡의 해석을 좀 웃지 않는 걸로 했는데. 아, 약간 시크, 시크한. 시크한 걸로. 그러니 약간 Till l i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네,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안무가 형이랑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 약간 좀 시크하게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네. 오늘 약간 웃으시려고 하셔가지고 약, 네. 네, 약간 네, 많이 혼났습니다 좀 저희가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네. 네 약간 Till <laughs>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원래 원래 원래 상일이 형 t 립스 <laughs> 저는요네 우리 하는 거 Your l i 저는 y o u 요 하지만 이 의상을 입고 난 시크한 거이 의상은 솔직히 멋있는 것만 해야 돼요 태빈이네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네, 네, 네 통닭을 한번 아 맞아요 싹오셔가지고 수요 미식회에 나온 그 옛날 통닭 아 진짜? 네 의정부에 그 파는 그거를 그거를 그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네. 장단지만 두 개 뽑아서 그쵸? 액기스만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저희 앨범이랑 사인 포스터가 있어요. 아 저번에 네, 네.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 항상 서비스를 많이 줘요. 오빠 네? 응? 우리 오늘 뭐 먹어? 오늘 어 1인칭 시점에 이거 약간 이러, 이렇게 이렇게 아, 해줘. 좀더 낫게. 어, 알았어. 어 오늘 음 1년 된 장아찌랑 그 다음에 무말랭이랑 그 다음에 꼬들빼기 꼬들빼기 어, 수초나물이랑 청국장 이랑그 다음에 아 싫어 싫어? 아, 알겠어 그럼 스페셜하게 스팸 가랑, 가랑마리 국수랑 어? 열무김치 열무김치 저희는 오늘 곱창을 먹을 거예요 곱창 빨리 먹어 아 곱창을 먹어요 아, 오늘 저녁은 곱창이 저희 오늘 이제 롤그 뭐냐 머핀 먹을 거예요 저 뭐요? 머핀 아 머핀 오늘의 단어 아. 갑분싸 뭐가 네,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왜 머핀 귀여운데 머핀 머핀 오빠 <laughs> 급상 어. 우리 오늘 뭐 할 거야? 어 오늘 롯데월드 통째로 빌려놨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같이 뭐 타고 싶은 거 타자. 갑분싸. 야야 야야. 넌넌 프린스석이다. 회장님 어. 회장님 첫째 손자 오신 거. Cause you oh my god. 야, 네가 등장이냐? 너 레드 카드야 임마. 야, 지금 이 노래가 알잖아. 어머, 네. <laughs> 맞아, 그걸! 다시, 다시. 컷, 컷, 컷. 오늘, 야, 오늘 회장님 첫째 손대 오신 아, 진짜? 어. 회장님? 어. a l m o s 너가 금자야? 야, 너 레드카드야. 제명. 갑분싸. <laughs> 좋았습니다. 고생했어. 요 안녕. 안녕. 야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야, 파티룸으로 가자. 지금 시간 벌써 9시에요 아침. 파티룸으로. 이거 가자 다. 야, 이거 봐. 이거 뭐야, 이거. 우린 아침까지 놀지. 예. On the train. 나는 나무에서 놀지. the dream 나는 자 네. 소맘이었습니다 예. 오늘 거의 약 36시간의 예, 아, 시간을 대장정 너무 반제 제한보다 길다는 3 6시간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, 말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춥다가도 따뜻하다가도 정말 이동식 네,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. 뿌려봐요 안 나오죠? 오!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. 대웅 씨도 네. 이제 오셔서 네. 네. 이거 뮤직비디오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. 잘 나올 네. 네. 자 마지막 인사드리죠. 벌써 다섯 번째 앨범이네요. 네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이죠. 네. 네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저희 블라썸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블라썸. 저희 타이틀곡 출립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하이드 스포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awesome, Kebab!